아 그래요? 아니었 어... 아 그냥 들... 드디어 콜라가 왔어 언니들도 되게 똘망똘망 똘똘해 어. 음. 그쪽에 가면 그쪽 달리만 아